걱정 어디에 힘줄무늬 나는 안전지킴이 횡단보도 나를 건널 땐 꼭 기억해 우리 모두를 지킬 약속을 초록불로 바뀌면 이쪽 저쪽 살피고 손을 번쩍 들고 천천히 무서워 캄캄해서 보이지 않아 운전자 눈에 보이도록 투명 우산 밝은 옷 기억해 우리 모두 약속해 안전 약속 실천